와 우와, 와 우리 트로피다. 와. 우 감사합니다. <laughs> 오, 대박죠? 대박죠? <laughs> 안녕하세요. 뮤직뱅크 MC 아콩 아린. <laughs> 아 죄송해요. 아, 진짜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내가... 아린하고 수빈하고 제가 소감 얘기할게요. 그럼. 아, 네네네. 아 죄송합니다. 어, 되게 떨리네. 네, 안녕하세요. 미직뱅크 아콩 MC 아린 수빈입니다. KBS 연예대상에서 이렇게 베스트 커플상을 수상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제가 또 아린 씨랑 함께 뮤직뱅크 MC를 진행한 지 5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깔끔한 진행으로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선 이렇게 좋은 상을 받게 해주신 저희 뮤직뱅크의 김광수 부장님, 오현숙 감독님, 이명석 감독님, 그리고 임지 PD님, 그리고 민정 작가님, 현정 작가님, 평은 작가님, 그리고 정현 작가님, 마지막으로 유진 FD님까지 또 모든 뮤직뱅크 제작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멋진 아코뮤씨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